재밌어 보이겠지만 진짜 그만큼 진짜 멘탈이 나가요 나 지금 뒤질 것 같아 와 아, 지금 생각이 진짜 이 보스만 깨고 진짜 바다크 속을 안하려고 아 너무 상했어 멘탈이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진짜 이걸 안돼 안돼 안돼 이거 하나 둘아 공격도 안 들어가 미치겠다 진짜 무명왕 어려, 어다고 들었는데 아 그냥 뜨지 말지 뜨지 말지 나 갑자기 왜 이러냐 형님 potion 다섯 개에요 potion 다섯 개 지금 유지가 지금 메인보스 실패 이거 지금 가능성 졸라 크다 죽지마 죽지마 그러니까 죽지마 한 번더 지심하자 야! 야 이거 이거 여기서 이겨야 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potion 다섯 개다 full피. 지금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이 정도면은 확률 높아요 일단 패턴만 다하면은 갑시다 아 피했는데 그쵸 안 피했다고 들까 미치겠다 이렇게 하나 둘 하고 빼빼 빼, 빼, 빼. 한 turn 더 빼. 한 turn 한 turn만 한 turn 한 turn만 더. 훨씬 먹어야 돼, 훨씬 먹어야 돼. 들어와. 아, 제 포시 다 써야 되는데, 진짜 미치겠네. 대만 두 대만 하나 둘 커팅 하나 둘 커팅 빼빼빼빼 무동빼 무동빼 포션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대고 쭉빼 쭉빼 쭉빼 쭉빼 쭉빼 사려 사려 아 뜨거 안돼 버틱 안돼 욕심 부리지 말고 안돼 아 포시 한번 먹자 그렇지 안돼 두대 빼고 빼고 쭉빼고쭉 빼고 아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BP 50%더 하나 봐야 돼 생각해 긴장 긴장하면 긴장 풀면 안 되고요 지금 9대 잡았네. 0시부터니까5 시간 만에 깼다. 축하해. 아. 이 맛에 다크소울 3를 합니다, 여러분들. 아... 범파이어 레이트 심연의 기사 감사합니다 25개 고맙습니다 와 형님 제가, 제가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? 딱 실패가 된 보스, 보스가 실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들어 생각이 안 돼 보스는 지금 50%야 피가 절반이 더 있어 야지 실패라 생각하지 말자 50%다 이게 보니까 진짜 팁을 몇 개 드릴게요. 그러니까 제가 많이 죽었지만 팁을 몇 개 드리자면은 이게 불속성일 때 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석성이잖아요. 쫄, 쫄게 없는 게 저게 갑자기 공중에서 팡 한번 쏠 때가 있어. 바, 땅바닥에. 공중에서 화검이 팡 하고 바닥에 쏠 때 있지. 그치? 그때가 턴이야. 그때 딜을 두 대 때려야 돼요. 두 대 때리고 빼고 빼더니 계속 빼세요. 쭉 빼세요. 쭉 빼신 다음에 반피 이상 피가 다시면 무조건 피 채우세요. 이, 이, 이 패턴을 계속 가야 돼요. 보스가 똑같은 패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다른 패턴도 때리면 안되고 그런 거였어. 그러면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거야. 아... 아, 기록 진짜 미쳤다, 이거 진짜. 와... 일단은 깼습니다. 아... 와, 아, 나 진짜 죽은 것 같아. 현기증 나 지금. <laughs> 현기증 날 것 같아. 아... <laughs> 어, 넉 나갔다고? 아. 여러분 잘 깬 거 맞나요? 일단 네, 깼는데 아 여러분들 유튜브 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